반갑습니다 한국사단입니다 지금은 오전 8시 25분 저는 이제 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 도전 과제는 무엇이냐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으로만 움직이기 뭐 최근에 뉴스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계단 오르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무릎 관절이나 심폐지구력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새 워낙 바쁘기도 하고 또 정신없다 보니까 계단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다들 한 번씩 생각은 해보셨잖아요 한국타전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거는 근력 향상에도 좋고 뭐 심폐지구력에도 좋다고 하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거는 잘못하면 무릎 관절에 큰 무리를 줄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출근하거나 학교 갈 때 아침에 바쁜데 계단으로 간다 하면 다다다다닥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건 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한번 바로 가보실까요? 렛츠고! 아, 잠깐 근데 계단 오르기 한다고 마음은 먹긴 먹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 집은 19층이기 때문이죠 가봅시다 남어요반 십구층 십구층 아, 아, 아, 아, 아, 컨텐츠 환불 안 되나요? 올라오는 데는 6분 정도 걸렸거든요 6분이라 시간 대비 운동 효과 진짜 1000% 1 0입니다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집에 식자재가 좀 떨어져가지고 계란이랑 파랑 고추를 좀 사야 되는데 살아 가면 또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 이거 생각을 못했지? <laughs> 앞으로는 밖에서 최대한 모든 일을 해결하고 들어와야겠어요 아 근데 밥을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일단 갑시다 올라가 봅시다 엄마 저, 저, 아, 아, 아, 아, 에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 제가 이제 저녁도 먹고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갈 건데요. 헬스장에또 10층이네요. 헬스 갔다가 또 집에 와야 되잖아. 미치겠네. 보통 운동하기 전에 유산소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앞으로 유산소 할 필요가 없겠어. 오늘 19층을 3번 오르고 10층을 한 번 오르고 거의 70층을 올랐네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laughs> 어쨌든 첫날이 잘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도 열심히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go 얘가 제일 반가워 뭐. 어제 하루 했다고 오늘은 좀정응된것 같아요 이튿날도 클리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전 계단실로 갑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들 유튜브 보시죠? 이 호주 노예님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듣다 보면 19층 금방입니다 19층까지 살짝 뛰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걸어가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와 씨, 죽는 줄 알았네 진짜 큰일 났네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큰일 난 건 아니고 제가 큰일 난 건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지만 제 원래 고향이 창원이고 지금 집은 마산 쪽에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42층이에요 나 그거 생각을 못했어 42층 지금 한 달 동안 계단으로 올라다니는데 아, 그래? 빠가 짐좀 올려다 주세요 음. 아빠도 요즘 계속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요? 42층까지? 뭐 어, 아까 지하이 2층에서 42층까지 이게 속도이 돼가지고 이제는 <laughs> 올라가면서 유튜브에 하나 하나 보고 네. 어, 어. 이 부전자전이라고 우리 아버지도 <laughs> 유튜브 하나 보면서 올라댄다고 하시네요 가보겠습니다 Let's go <laughs> 지금 한대 내려왔어요? 아빠 운동하려고요? 어. 와 진짜 아빠 대단한데 아빠 지하 2층에서 올라오면 약간 빨리 올라오면 한 12분 만에 올라오고 어. 전체 오면 20분도 걸리고 그랬 이야 광명이다 광명 사실 사실 미쳐 도달병 아. 도달병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사지 미친 성공 아, 아 죽겠다 지금 땀이 엄청난데 와 진짜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와 와, 감사 와, 저 방금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잡고 42층 눌렀다가 황급히 계단으로 왔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한 달 동안 하기로 마음먹은 거니까요. 오늘은 서울로 올라가는 날인데요 이따 버스를 타기 전까지는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겁니다 아휴 얘네를 들고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힘낼 동안은 나의 끝이 안 내려간다고 <laughs> 계단 오르기는 계속됩니다 주치를 멈추지 마 뭔가 날씨도 따뜻해지고 오늘이 페인에서 북남대기 찍은 다음날이거든요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 금, 토, 일요일은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전시회를 해서 하루에 9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해요 근데 19층까지 갔다가는 도무지 이두 다리를 멀쩡하게 간수를 못할 것 같아서 딱 4일만 10층까지만 오르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게요 편해요 세상 편해요 엘리베이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전시회 끝! 오늘 하체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워밍업 끝났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계단실에서는 흡연하지 맙시다 아까 한 10층쯤 올라오는데 담배 냄새가 엄청 지독하게 나더라고요 누가 흡연을 하고 있었나봐요 근데 제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피스텔 계단실에서 흡연하는 거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하게 제가 맨날 맨날 계단으로 더 다녀야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피곤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만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항상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발바닥으로 계단을 짚으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또 야구 매니아로서 야구를 보다 보면 식구증 금방입니다 오늘은 운동 남은 소고기를 가지고 19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9층입니다 오늘은 짐이 많아가지고 장보고 오느라 런지라 하면서 올라가야겠네요 가봅시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19층 고생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뷰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laughs> 이렇게 항상 19층까지 올라오면 뭔가 성취감도 있고 운동도 된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계단을 올라다닌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어, 어땠냐고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하나 둘셋 좋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계단으로 올라다녀 보았는데요. 저희 집이 19층이니까 20층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 동안 거의 600층을 올라다닌 거죠. 이 123층인 롯데월드 타워를 세 번이나 올라다닌 건데 당연히 계단 오르기의 효과는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첫날은 이 19층을 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아이고 생각보다 힘든데 꾸준히 하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하루 이틀 일주일 하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사실 19층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6분이에요 6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6분이라고 하면 노래를 한 곡 반 정도 듣는 시간 그리고 뭐 유튜브 하나 가볍게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계단을 오르니까 유산소 운동을 한 것처럼 숨이 차고 이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근력 운동의 효과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체중 감량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단 오르기로 효과를 봤다고 당장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사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한달 동안 볶음 만들기 도전과 이 계단 오르기를 같은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단 조절과 다른 기타 운동을 하면서 저는 지금 체중 감량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살을 뺐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어, 체중을 감량했다는 후기들을 올린 유튜브 영상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이렇게 층이랑 닫힌 버튼만 누르지 다른 어떤 움직임을 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계단을 오르는 것 제가 아까 세봤는데 계단을 이렇게 한 단을 오를 때가 12칸이고요 한 층을 오를 때는 24개의 계단이 있더라고요 20층이면 480개의 계단을 오르는 건데 이걸 한 달 동안 꾸준히 한다? 당연히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겠죠 물론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모두 다 말씀드리는 건 참 힘들어요 정말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그 효과를 100% 입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막 50년씩 찍고 나중에 70이 넘어가지고 아이고 계단을 오르고 제 무릎이 이렇게 튼튼합니다 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laughs> 그래도 이 한 달만으로도 저는 제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너무 바쁘거나 피곤하지 않은 이상 전 앞으로도 꾸준히 계단으로 올라다녀볼 생각입니다 뭐 만약에 3, 40층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사신다면 한 중간층 정도에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꼭 꼭 아파트 계단이 아니어도 학교나 직장에서 틈틈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한 달 동안 계단으로 올라다니기를 추천해 주신 해피핏 SJ 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한국타자니 도전했으면 하는 과제가 있으면 주저 마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다음 주에는 한 달 동안 복근 만들기에 도전하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 할 건데요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